오디오를 이용해 아재 개그를 하나, 하나 하자면 오디오가 있는 곳이 오디오! <laughs> 정말 재밌다 <laughs> 개가 벽 보고 뭐라 하는 줄 아, 십니까 월월 아씨 타이밍 놓쳤다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 안에 소가 노래 부르면 뭔 줄 아나? 소동요 <laughs> 그 소들이 떼창하면 뭔 줄 아나? 단체 소송을 <laughs>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 물이 있어 이 물들이 갑자기 흩어졌어 그럼 무엇일까? 해산물? <laughs> 정말 정말 물이 주네요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 안녕하세요는 거품이 조금 껴있는 거 아, 네. 뭐가 어떤 거? Unbelievable. Unbelievable.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 아.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 아.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 어때? 잘 나왔어?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 아.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네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 재밌다 그러니까. 아, 남자친구 아 그렇지 아, 예, 그렇죠 어, 예, 예. 그렇죠 그렇죠 남자 얼굴이에요 예. 네 좋아요 예, 그리고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 어.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 떼느라 오 뭐야 오오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몇 월이죠 지금? 5월인가? 사랑하는 5아함이 생일 축하합니다.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 에헤이, 누르, 에헤이, 누르지 마! 에헤이, 누르지 마!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 자, 방탄소년단에게 물어봐. 빠밤. 네. 몇 개만 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방탄소년단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네. 네. 뮤비뱅크 SNS를 통해 받... 뭐 이거 또 오나? <laughs>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 이 전 세계에 지금 25만 2031분이 제가 우동 먹는 걸 지켜보고 계십니다. 와, 좋아요.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어.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 널고 싶다. 너는 내게 최고. 너의 하루를 알고 싶어. 너의 한숨이 되고 싶어.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 아.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 니집 아들인데 네 번하게 생겼다. 너이 번하게 생겼죠. 너이 번하게 생겼죠. 아.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 어? 이 형과 이름이 같음으로써 이 형과 친분을 유지하게 돼. 야, 너 말도 잘한다. 너 부족한 게 뭐야? 너 지금 어디 있어? 저 지금 멤버들과 이 뭔가 촬영을 하고 있어요. 아, 아, 촬영 중이야? 네. 한국에 있긴 있니? 한국에 있습니다. 또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진짜로?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 진짜 멋있었어. 진영이 네. 이거 내려오자마자 그러더라고요. 야, 나 잘했어. <laughs> 야! 아, 나 오늘 아, 잘했어. 야, 부끄러 잘했어, 아, 잘했어. 어 진짜 와, 부끄럽다. 어, 와. 아, 예. 어,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 아리야, BTV 좀 틀어줘. BTV를 음, 켰습 틀어줘! 온 국민 인공지능 플랫폼. 누구?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 때리지 마, 때리지 마. 형, 형이 할게, 형이 할게. 형이 할게, 형이 할게.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 야, 형 이게 진짜 잘 친다.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 아.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 와.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노래 그렇게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 오, 야! 야, 저 진짜 많이 써먹은 솜씨다. 잘 쏘네. 준다. 우와. 네, 우와. 가지는 것도. 네. 가지는 것도. 이렇게 이렇게. 한번 가져보 사주는 거 사주는 네. 거. 네. 네. 우와. 네. 우와. 감사합니다. 잘하네. 너 예쁘다. 아 감사합니다. 잘하네.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 이거는 아무리 큰 냄비가 있어도 안 돼요 이거는 넘치게 돼 있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 아... 저 친구가 지단 뒤집기 오케이 뒤집기 성공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 아, 어떻게 볶은 거야 <laughs> 너 이렇게만 하고 있었지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나 설라 난도 광주 베베 내 발걸음이 산으로 가